쌩얼도 망한 거긴데 한 머리카락이 다 녹았어요 나. 약간 취한 상태인데 술 먹고 다운펌을 하겠다 내 옆머리는 너무 떴어 다운펌을 해야겠어 하고 술 먹고 다운펌을 했다가 지금 지금 완전 다 녹았어요 머리카락이 그 고무처럼 지우개 만지는 느낌이야 와나 진짜 머리카락 녹은 건 상상도 못했 미쳤다 이거를 어떻게 복구를 하지 이거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케어 1일차입니다 어제 오프닝에서 말했듯이 머리가 지금 개판이에요 끝에가 머리 끝이 꼬불꼬불하고 이게 다 갈라졌거든요 끝이 케어를 받으러 또 갑니다 왜 탔냐면 네. 머리가 네. 지금 탈색한 거잖아요 여기도 네네 네, 맞아요 전에 탈색했었는데 제 다운펌 약을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네. 다운펌 약이 굉장히 세요 아, 네. 강해서 닿자마자 아마 머리가 녹았을 거야 정말 짧게 가서 얘네들의 기장에 맞춰서 얘네들 자르는 방법인데 그건 네. 싫잖아요 네 그쵸 맞죠? 살려주세요 <laughs> 어? 이거는 진짜 나도 되게 힘든 건데? 노른머리라서 아... 파스타하고 옆에 살짝 누르고 염색 네. 하면 될것 같은데? 네 지금 이 슉슉슉슉 하는 건 뭐예요? 찍어드릴까요? 머리를 상한 머리나 건제건 여기 있는지 좀 머리가 풀면 안 되잖아 네. 그래서 무거운 거를 좀 없앨 때 쓰는 거야 그렇지 지금 커트가 끝났습니다 이건 무슨 커트인가요? 한머리만 잘랐어요 <laughs> 아 그래요? 어 근데 괜찮은 것 같은데요? 네 제가 했습니다 <laughs> 이게 바로 준우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우쌤이라고 합니다 네 옆에를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옆머리를 누를 거예요 준우쌤이라고 합니다 <laughs> 지금 밑에 옆에 누르는 거 하고 열 처리 열 처리 중입니다 보이세요? 벌써 조금 뭔가 달라졌어 여기서 머리를 어둡게 덮기로 했습니다 덮으면은 이게 그래도 덜 티난데 어두운 애쉬? 아 애쉬 근데 애쉬는 빨리 빠지지 않아요 맨날 하면은 2주도 안 가서 3주만 도내 머리는 2, 2주 저도 다 빨리 빠져요 아 그래요? 네. <laughs> 이런 녹음 머리는 기대를 버리는 게 좋습니다. 네, 아주 그냥 기대를 땅에 쳐다서 준쌤 <laughs> 이거는 무슨 색입니까? 우리는 어, 과학적으로 증명된 다크에 싫어하는 색입니다. 아주 오묘하죠.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컬러입니다. 거의 약장수인데요. <laughs> 여러분 준우쌤 뭐? 자세히 보면 말린 보이실 텐데 안쪽은 좀 밝고 밝색이고요 끝에는 보랏빛 나요 오 어, 맞아요 응. 네. 약간 보랏빛 나요 상한 머리가 더 색을 빨리 먹거든요 아 카메라랑 실물이랑 다르 아니요 비슷한데요 네. 너무 예쁜데? 대박인데?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오 이뻐 이뻐 이뻐 이뻐 상한 게 진짜 하나도 없어진 거 같아 그니까 티가 안나 티가 이렇게 클로즈업을 해도 오늘 머리 해주신 준쌤입니다 준쌤입니다 <laughs> 네. 네. 머리 before 보셨죠? 네, 지금 나갈 거예요 before가 <laughs> 예쁘게 하고 다녀 아 진짜 진짜 머리 이뻐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제 이쁜 머리만 보여드릴게요 준우쌤이 담당하실 겁니다 <laughs>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준우쌤 채널 많이 가서 구독해주세요 네, 여러분들 준우쌤이라고 검색하면 제 채널 나오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여기, 여기 띄워놓을게요 여러분 네. 여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<laughs> 안녕 살짝 뭐라 해야지? 무슨 빛이라고 해야지? 약간 보라파란 이런 빛사한 것도 잘라낸 것도 있고 케어도 받았기 때문에 그 상했다고는 거의 못느꼈지 저는 지금 머리를 지금 감고 샴푸만 한 다음에 트린트먼트 헤어팩 이거를 왕창 발랐어요 헤어캡을 이거는 다이소에서 샀고요 천원에 몇 개 들은 것도 있고 이거는 천원짜리인가 하여튼 사가지고 이렇게 씌우는 겁니다 트리트먼트는 물어보니까 뭐 오래 해도 오래 놔둬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러고 20분 동안 이렇게 놔둡니다 머리를 감고 왔는데요 지금 젖은 상태인데도 그 녹은 게1차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 많이 달라졌죠 수건으로 물기를 말려줍니다. 오일 형태가 아니라 미스트 형태거든요. 그거를 오일 형태로 돼 있는 그 에센스 또 발라주고 소량만 소량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끝!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도 집에서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은 더욱 빨리 빠르게 이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염색한 지 1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지금 뭐 에센스나 미스트 이런 거 하나도 안 한 상태고요 고데기만 조그만 상태인데 푸석거림과 뭐 끝에 탄 것도 거의 없어지고 색깔 여러분 색깔이 너무 이뻐요 보이시나요? 카메라 이게 다 안 담겨서 너무 아쉬운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회, 회색빛? 애쉬빛돌이죠? 애쉬빛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머리 색깔은 또 따로 첨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, 녹음머리가 <laughs> 이렇게 오가됐습니다 여러분 술은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탈색머리는 꼭 다음 펌을 하면 안 되고요 머리는 준우쌤에게 <laughs> 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어,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